Thank you. 진짜 활기차네 너눈 와서 그렇게 좋은 거야? 뒷마당 풀어줘서 좋은 거야? <laughs> 뭐 어쩌라고 나한테 던지래 <laughs> 아우 베이 와우 여보 하우스 가요. What is this? Why are you bleeding, honey? What did you do? down, go down. 아이고. 여기에 피나.